하면 내려가기 싫어갖고 애가 미안해 미안해 누리야 누리 기다리고 있지 애가 이쪽으로 와 누리야 이쪽으로 와 아이고 기다려줘 아, 있지 뚝뚝이